와, 잘한데. ほいちほいちほいちほいちほいちはいどうほいちほいちほ <laughs> いや 왠지 왠지 뭐해? 나갈게 나 갔다 올게 나 저기 가서 갔다 올게 <laughs> 다시 화이팅! 페퍼도 해야지 화이팅! 와 잘하는데? 우리 화이팅 하자 우리 화이팅 해! 일로와 브랜디도 브랜디 브랜디 어딨어 일로와 <laughs> 브랜디도 브랜디 어딨어 그렇지 알았어 나 아니야 나 자 브랜디 앉아 브랜디 앉아 nope. 졸려? 몰라?